남이 그렇게 될 거야. 그게 성했어. 원래 그래. 근데 그게 나. 엄마 바꾸게 되지. 개오빠 괜히 잘못하다 애 공격하다 놓친 거. 어우 올, 올 12월에 나야 돼.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. 그런 걸로 지금. 엄마 그거 예상했어. 우리 เออท่านจะคิดว่า